형하고 형하고 나하고 아니요. 나이스 나이스 용사 쳐서 아, 이쪽으로 와. 나이 많은 것도 서러데 개국진 나이 많은 것도 서러운데. 그 형이랑 여기랑 가위바위보 하자. 형이랑 여기랑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. 5, 6, 7, 어째 빨라 어째 빨라 아. 좀만 천천5 그럼 그냥 형 혼자 6, 5, 6, 7 올리오노 올리오노 올리오노 올리오노 바이 올려 너 멀리 원어 멀리 원어 멀리 너 멀리 너 올려 너 멀리 원어 멀리 너 멀리 너 오, 올려 너 멀리 원어 멀리 원어 멀리 너 멀리 너나 지금 너무 자랑스럽 제시어를 언노언 밥으로 바꾸겠습니다 어? 아, 여기 잘못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이럴 때 시작 시작 빡빡 되지 아, 저, 저, 저, 저, 저, 저, 저, 저, ono na tpo, no na tpo, no um na tpo, no a tpo, no a tpo, no a tpa. 오, 잘한다. 잘한다. 진짜 잘게. 오케이. 갑시다. 아, 앞에 한번 내가 하고 싶은데 하자. 네. 어. 아, 이거 요 멸망이야. 아, 저 신나서 신나서. 아, ono na tpo, no na tpo, no um na tpo, no a tpo, no na tpo, no na tpa. 오, 뭐야? 나 했어. 다시. ono na tpo, no na tpo, no um na tpo, no a tpo, no na tpo, no na tpa. 오. 아 약간 이렇게 엇벅 타죠. 엇벅 타죠. 엇벅 타죠. 할게요. <laughs> 아니 근데 시작. 어노노 파 어노노 파 어노노 파 어노노 아트 파 어노노 트 파, 어노노 파. 기절해. 2.1집까지 갈까요?